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혼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 종교의 독점물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많은 분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혼이 가는 곳은 천당 아니면 지옥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당 아니면 지옥 이런 식의 이분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리와는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분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쉽게 직장생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직장에는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고 일을 잘 못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만 월급을 모두 몰아주고 일을 잘 못하는 직원에게는 땡전 한푼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은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당장 직장을 그만둘 것이고 마이크 사는 유지가 되지 않고 금방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러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만 상장을 듬뿍 안겨주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는 매번 벌과 꾸지람만 준다면 그 학생은 아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안 될 것이고 학생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보상과 벌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보상과 벌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각자가 한 만큼 보상과 벌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한 만큼 보상과 벌을 받는 것을 자기 책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첫 번째 진리는 자기 책임주의입니다. 자신이 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이 매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게 당한다고 느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닥친 것은 언젠가 자신이 했던 금생일 수도 전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그 일이 온 것입니다.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모두 자기 책임주의에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이렇게 두 나라에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국가와 지역사회, 촌락,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은 지구의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다양하고 넓고 광대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에 죽음 이후에 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인간은 명을 다하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영혼이 가는 곳은 극락 아니면 지옥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따라 수천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좋은 곳 높은 곳에 가는 것도 자신의 탓이요 나쁜 곳 낮은 곳으로 가는 것도 모두 자신의 탓입니다. 우주는 자기 책임 원칙하에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